이번 주 막방을 끝나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나올까 좋아요 아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나인이요 자, 오늘은 어, 아주 흰색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 먹을 때도 패딩을 여기까지 올리고 먹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더 무대를 잘 준비하시죠 인가 막방입니다 어땠어요? 기분이 어떠십니까? 슬픕니다 일단은 아주 슬프고요 네. 그리고 그 직전에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밟아서 네.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<laughs> 급하게 바꿔서 올라갔는데 네. 제가 또 올려놓은 감성남 아니겠습니까? 뒤로 좀만 가보시겠어요? 네 너무 또 감성적이라서 네. 약간 긴장했죠 어? 아니다 앞으로 와야 되겠다 네. 네, 네. 자 준지씨 아 그대로 그대로 자 준지씨 아 오늘도 역시 앞머리가 기네요 어땠어요 오늘 방송?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. 네. 벌써 막방이라는 아, 눈, 눈이 요쯤에 있을라나? 아, 슬프고요. 없네. 네, 슬프고. 아, 이게 안 되네. 슬프고요. 네. 혹시 코 긁는 거 찍혔나요? 뭐, 안 아, 끊겼어요. 그 안 찍혔어요? 네. 아, 슬프고 또 어떻습니까? 네, 또 이번 계기로 네. 좀 더 우리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. 어, 네. 인간은 떡볶이 먹을 사람 어, 뭐 떡볶이 때문에 못 들었어요. 어. 인기가요 막바야게 너무 아쉽고요. 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아, 그러니까 네. 귀엽게 봐주지 말라고. <laughs> 이번에도 하트 해주세요. 뿅. 뿅.